부장님 물을 사십니까요? 어, 안 깨나. 이번에 입사 지원한 얘 있지? 네. 얘가 내 딸이야. 어허. 자네 이번에 승진 심사 있지 않나? 네. 자네도 이제 과장 딱지 떼야지. 내 딸 이번에 합격시켜주면 자네 바로 승진이야. 어? 승, 승진이요? 어떡하지? 멈춰!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, 승진 등 인사의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. 인사 담당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청탁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어머 쌍은이 오랜만이시네요. 네 안녕하세요. 오우 예쁜 게 많네 네 사모님 오늘 신상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이패드고요 그리고 얘 눈밑경 가방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? 어아 사고 싶네 아 근데 가만 어봐 내가 카드를 가져왔나? 사모님 오늘 구매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정품 30%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안 사면 큰일 아 근데 어쩌지? 법인카드 하나밖에 없네 어? 사모님 이거 적대비로 영수증 청구하시면 사모님 이거 다 사셔도 절대 안 걸려요 아 어떡하지? 이 법인카드 다 사? 멈춰! 멈춰!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청렴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.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에 따라 회사 업무에 발생되는 비용 지출 시 사용해야 합니다. 죄송합니다. 부장님, 부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하겠습니다. 안 해요. 법인카드는 회사에서만